하다가 들어가는 동사가 무엇이 있을까요? 공부해요. 공부해요. 일해요. 일해요. 운동해요. 운동해요. 이야기해요. 이야기해요. 전화해요. 전화해요. 문자해요. 문자해요. 요리해요. 요리해요. 뭐 해요? Dans la prochaine vidéo, vous allez pratiquer à parler de la vie quotidienne. À bientôt!